This is torture. Get this shit off me! Ah! Ah! Fucking normies! <laughs> I got you, fam! 아, 씨. 몸. 담배라, 이 퇴색된 어. 괴물아. But don't do it! Don't do it! Yo! 네!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더운 매트로 어떨까? 땡큐 쌤!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아우 심상치 Oh n Каблук. 뭐야? 진짜 못한다. 네이트. 뭔데? 맞다. 아, 맞게. 나이스. 와, 그날 들어. 바로 바로 바로. 한번 덤벼 보시죠. What